목표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독도까지는 약 1시간 3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나 항로상의 기상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은 입항 30분 전에 다시 방송해드리겠습니다. 독도, a peaceful island of Korea in the East Sea.